강아지랑 새랑 약 먹을 때는 약봉지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어서 섞은 다음에 섞은 다음에 주면 더 쉽게 줄 수 있지롱 채식이가 뭐가 필요해요? 약먹거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채식 먼저 나올까? 나오세요 뭐지요? 어? 음, 어, 아우 뭐 싫어 야! 넌못 지나간다. 다음 늘면 어떡해? 다음에 이거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뺐어 물 한 번 먹을까? 물 됐다 낙은 너무 썼어요 우리 태식이가 태식이 껌도 껌다 닫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